저희는 볼빨사춘입니다 볼빨사춘의 콘서트 아 꽃기운 콘서트잖아 콘서트 꽃기운 꽃기운 콘서트잖아 뭐야 나? 콘서트 꽃기운? 볼빨사춘의 꽃기운 콘서트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볼빨사춘입니다 제 아, 노래는 지영이 난 믿어지는 우유 원장이 혹시 긴장 굉장히 원래 이때까지 긴장 안했 아, 오늘 따라 긴장이 되네요 너무 오랜만에 콘서 네. 해보니까 일단 아, 떨리고 하지만 진짜 너무 기대돼요 어떤 분들이 맡기실까 우리 러블리들이 얼마나 맡기실까 얼마나 호응 해줄까 아. 예쁘게 보여야 되는데 화이팅 해보겠습니다 코끼리 화이팅! <laughs> 너무 일단 긴장이 돼서 지금 무대 올라가기 거의 6분 전 마감 무대에서 봐요 위로 들어갑니다 요 오늘 잘하자 크게 한 거야? 하나 둘셋 요 콘서트를 다시 어, 여러분들 이렇게 만났잖아요. 그래서 올 콘서트는 또 더 즐겁고 재밌는 무대들 많이 준비했으니까요. 기대 많이 하셔도 좋고요. 오늘 꽃 기운 가득 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진짜 뻥 1도 아니 진짜 뻥 진짜 아니고 었 진짜 너무 긴장을 해가지고 저희 막 덜덜 떨고 있었거든요? 근데 오 어, 진짜 너무 많은 분들께서 저희 예뻐해 주시고 막 같이 즐겨주시고 막 소리 들려주시고 하시니까 오히려 저희만 콘서트 진짜. 하면서 내 사랑을 되게 많이 받은 느낌이라서 아, 지금 아직도 방금 끝나서 얼떨떨하고 아, 이렇게 큰 사랑 받아서 너무너무 행복한 밤이 아니고 네, 그리고 일단은 이틀 내일도 네. 하는데 네. 첫 번째 시작이 이렇게 너무 좋으니까 내일도 너무 기대되고요. 오늘 진짜 오늘 만난 러블리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저희 또 봐요. 진짜 좋은 노래 많이 들려주고 사랑해요. 조심히 들어가세요.